아, 저, 저, 차영준, 일어났어, 일어났어. 네. 뭐 하는 거죠? <laughs> 뭐야, 이거 왜 이러고 있어? 되게 좋은 꿈을 꿔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기분이 음. 너무 좋다 무슨 꿈을 그렇게 꿨길래 이렇게 웃고 어, 계세요? 제가 아주 엄청난 꿈을 꿨고요 저희 올려놓을까 네 아 이렇게, 아, 네. 이런 거 들으면 안 이루어질 수 있기 아, 때문에 아, 좋은 꿈이잖아요 아 맞아요 아, 좋은 꿈이면 말하지 마세요 안녕 <laughs> 왜 나한테 왜 저한테 아무 반응 안 왜? 시죠 <laughs> 왜? 왜? 왜 저한테 아무 반응 안 하시죠? 반응했어요 또 여기 찍고 있죠? 아, 그러다가 이제 다시 켰, 다시 했어요 카메라 돌아오면 또 잠, 잠잔 습관 있네 어? 이거 지금 지성이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? 유정씨 유정씨 유정씨 예, 예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일어나세요 아, 예. 저 제가 방금 꿈을 꿨는데 네, 무슨 꿈 꿨어요? 지성이 형이 되는 꿈이요 아. 아주 500만 원짜리 신발과 네. 3천만 원짜리 네. 옷을 입은 지성이 형이 됐었어눈 뜨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또 자고 있네요 아니, 아리스 보고 봐 아리스 어 뭐야 뭐 어, 어 무슨 꿈 꿨어요? 아, 귀신 꿈 꿨죠 아 러브 형이 러브 형이 인중을 춤추는 그럼 둘이 같은 꿈을 꾼 건가 지금? 어네 그런 거 같아 형형 무슨 꿈 꿨어요? 귀신? 다시 다시 확대해줄게